좀 자신 있으신 이거 머리를 해달라 네, 제일 자신 있으신 거 세 가지 중에 내가 알아서 그만 사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 사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? 사랑해요 빛이요 빛이요 네 지금은 어, 제가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네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어, 어디서, 어디서 자를 거냐면은 시골에 어, 허름한 미용실에 가서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고 그대로 이 머리 그대로 잘라달라 할 건데 그렇 얼마나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네.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름다움이 가득한 하나 미용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르러 떠남 그런데 아니 우리 주문 양반들 네. 그 뭐 인터넷 방송해요? 예. 아 유튜브 아세요 혹시? 아, 유튜브. 아. 네. 그거 아, 아니 유튜브는 모르는데 네. 아,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그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사장님이 잘 자르실 수 있을 만한 자신 있다 <laughs> 하는 그런 스타일로 자를 겁니다 이건 일도 아니야 이런 <laughs> 어, 스타일로 일단 굉장히 잘생긴 분들만 제가 일부러 일부러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다르지만 얼굴이 뭐 거의 뭐 입영 기다리는 느낌으로 앉아있는데 어, 손길이 확실히 이 경력이 오래되셔서 그런지 굉장히 스무스하십니다 저 어머님 경력이 어떻게 아, 내 경력이요? 예, 예. 경력이요? 엄청 많이 45년 됐어요. 이야. 아, 그 매니저 봐. 이야. 이런 상태입니다. 요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막 좀 최신 미용실만 갈라 그러잖아요 응.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와서 자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, 이세 개의 사진 중에 응. 음. 어머니, 이모님, 어, 머니 오랜만에 어려운 미션을 받으셨는데 아니, 아니, 아니 보자 아, 얼굴 잘생겼네요 대충 이제 좀 자신 있으신 이거 머리를 해달라 네, 제일 자신 있으신 거 세 가지 중에 저는 그 자른, 자르신 거에 대해서 응. 저는 다 어, 그냥 괜찮아요 다 만족하니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자르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서 그만 사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즈메냐 예쁘라. 어, 진짜 예쁘다. 아니, 머리야 뭐. 뭐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나내 사이 사시 기념으로 잠깐만 커피를 한잔 들고 가라. 내가 한 잔. 네, 아, 커피요? 오. 감사합니다. 그 커피, 커피는 값안 받을게. 이야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걸 닦고 너무 소문내 이마잉. 저희 아, 나왔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커피까지 주셨어요 커피까지 일제 머리 한번 딱 한번 보여주시죠 자 네. 따란따란 내가 돌게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제가 은행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일단 대충 보십니다 그냥 <laughs> 그렇게 똑같이 잘라주시진 않으세요 똑같이 잘라주시진 않으시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라주십니다 네 그래도 어머니가 그, 이, 그니까 연예인 사진 가져와 봤자, 네. 네가 연예인이 아니지 않냐. 그쵸. 얼굴이 어? 다르고. 그랬기 때문에 너의 얼굴에 최적화해서 잘라주겠다. 맞아, 맞아.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그 저희가 샵에서 자르면 되게 날카롭잖아요. 그쵸, 전체적으로 그쵸. 컷, 컬들이. 그쵸. 근데 여기는 약간 둥구스름하긴 한데 굉장히 그런 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. <laughs> 보호 본능. 네, 지금 지금 뭔가 보호 보호해주고 싶어요. 어, 어 저, 희가 이렇게 어,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네. 이런 저희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머리를 어르신들이 가는 시골 미용실 미용실에서 잘라줄 수 있을까? 알아서 이쁘게 잘 잘라주신다 그쵸.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예쁘게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